사실 곡마다 어울리는 센터가 다 다를 것 같아요. 보면 음. 뭐 소베드의 어, 에이삽, 어, 에이삽, 에 A S 에이셉, 에이셉 네. 락키, 에이셉, 색안경, 네. 어 에이삽.